すごい안찍잖아ん <laughs> 마애엄마만よ。はい、み皆さんこんにちはャンネルのゆかとすんちゃんですけど、なんですかいきなり。 <laughs> そうですね。うん。なんやね。 やめてやめてそれは無理今日朝にねはいロハンの保育園の先生から言われたんですよ、うん、今日はロハン3時まででお願いしますとはい、はい、最悪言 <laughs> ってたって思ったんだけど <laughs> もうもら言ってた있잖아뭐지그표준말이야육하그게진짜써도되는거야이제빵진짜조됐다이렇게조됐다아진짜로

えいや女子ごはゴミじゃないと思い왜 예? <laughs> 갑자기 아, 예약을 했어? 북한에 아, 아, 와 오래 놓고 네 예예예 아 하라타모? 뭐? 응. 오 왔나? 뭔가 安く探せたから또 어디서? 아 <laughs> <laughs> 그래 다시 한번 해보고 자 그럼 오늘 에? 비키니 보는 거야? 털 정리했어? 아유 이런 덜 오해하지 말고 들어 로망고 그거 작지 않을까 근데? 아직 괜찮아 이게 커져 보이는 것 같아도 항상 똑같잖아 키는 <laughs> 유카도 오, 어, 오빠 너무 많이 큰 것 같아 어떡해 감동했는데 딱 지금 똑같아 오빠 어, 별로 안 컸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급 호캉스 다녀올게요 바이바이 아. 안에 들어. 들어 어때? 우리 집이야. 오. 야 풀장이다. 와 수영장. 빨리 가야겠지. 지금 1박밖에 안 해서 로아나 뽕을 뽑아야 돼 빨리 가서 뷰는 약간 이런 식 제주도 뷰가 다 보이네 방은 약간 이런 식. 와, 로한이 오늘 여기서 샤워 샤워하면 되겠네, 엄마랑. 로한이 오늘 여기서 자고 할 건데. 어? 여기서 자고 할 거. 여기서 내내 할 거. 응. 어때? 자, 그러면 옷을 한번 바꿔 입을까? 세노! 번 쳤다. 아. 캐고. 아. 야, 너보다 클것 같거든. 가슴 걸 보여? 오. <laughs> 이노? 어떠서 가슴이 뛰려? 어머니. 어머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할머니. 웃겨 어, 만점! 좋아요도 괜찮네 예. 자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잘해요? 루 밑으로 집에 나 가까이? 아니 루아 일로 와봐 나 어디? 거울 좀 봐봐라 제발 개가 밑에 같이 feeling so, I've been feeling so down, yeah Can you tell me why, can you tell me why I'm down, yeah No friends of mine Now I'm thinking of, now I'm thinking of Why the card to yeah I wanna drown myself inside <laughs> I'm just a lonely fucking Now when I travel Older when the sun come out Might just waste away, don't know what life about Another day go by, don't know what got me now Yuka, arigato! 도망가, <laughs> <laughs> 아. 아. 너무 너난 냠냠하러 가자. 로안이가 안 간대요. 로안이 냠냠하러 안 가? 가자. 오케이 가자. 나이 착하다. 오케이 잘.

よかったね。行きましょう。はい、お疲れ様でした。すごい、今日。ちょっと露伴がね、ぐずっちゃって、あの、どうにもこうにもできないので、お部屋に向かおうと思います。はい。お母さん部屋よ。わ、露ラうわ。저거뭐야うわ。露伴、대박이다와라니비행기한다비행기앞에

어? 로안이 샤워신이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음. 그렇지 뭐? 밤에도 열심히 수영을 하시는 수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 깎아 먹으면 치카치카 또 해야 돼 응? 치카치카 해야 돼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뽀뽀. 베로베로 뽀뽀. 베로베로 뽀뽀. 베로베로 뽀뽀. 베로베로 뽀뽀. 빨리 빨리 빨리. 자, 로안이는 어땠어요, 오늘? うん。요응얼마나한よかったね。 <laughs> あなたの人生がますます素晴らしいものになり。うん。うん。 자 <laughs> 오늘은유카가서프라이즈로はい、이런호텔을빙구인したんですけど、結構大変だったけれどねなんか久々にやっぱプールで泳げてよ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ん、ご飯はちょっとね露伴の機嫌次第だから、まあ、しんどくもあり今度は手い。でいいかな <laughs> 아니저기에애막둘셋데리고오는진짜 부모님들은 안 찍잖아. 안 찍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안 찍잖아. 안 찍잖아. 야, 울으세요, 엄마야, 뭐. 어, 그만해, 네. そこまで言い過ぎやんなそんな言い方あるアンチクちゃんなこんないでしょああどうするちんちゃん 어? 아, 아. 야, 야, 야, 아이, 진- 엄마, 아빠, 빨리 괜찮아, 빨리 해.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해야지, 이거. 빨리 끝내고 싶어? 왜안 찍잖아. 안 찍잖아. 来たびっくりしたもん俺もダンダラダンダラダンダラダンダラダンダラダンダラダンダンちっちゃごめんダラダラダンダラダラダンダラダラダンダン痛い Така, онре мямва. Се, но. 안 찍잖아. 정감이야 정말. 뭐뭐 이 시간이세. 아 예. 난다란다란 난다란 난다란 난다란 난다란. 아 내가 내가 만나면 내가. 뭐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차차차차 그니까그안 찍자라를 발언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6화에 <laughs> 오랜만에 그 역대급 비키니에 보라색 비키니 하얀색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이게 응? 배울까? 그럼 맨날 <laughs> 모이면 뭐 얘기해줘 하면서 모이면 <laughs> 뭐 얘기해줘 이제 배포만하고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자 다같이 안 찍자라를 외치면서 카도 한마디 한마디 해주죠 그래도 でもよかったですまた来たいまた来た 네, 뭐, <laughs> 이런 서프라이즈 전 너무 좋았고 감동이었고 지치지만 그래도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너무 좋은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안 찍잖아 <laughs> 이거 유쾌한 목소리만 떠오르고 안 찍잖아 자 오야스미 하자 오야스미 오시미 와 빨리 이거를. 숨어줘. 굿모닝. 이 뭐야? 지금부터 열심히 수영을 하시고 추워 보이는데. 아! 아침부터 아주 기운이 펄펄하네. 우와, 엄마 애엄마 맞나요? 전혀 애엄마 같지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의 수영복보단 이게 훨 좋아요 이제 요즘 스타일이잖아요 매운맛 같지도 않다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 파이팅. 안녕 우리는 힐링하고 하고 가요 안녕 안녕 로이 안녕 안녕 <laughs> 화이팅 어떻 잘해요? 어떻게 잘해요? 아 기도만 할수 있는데 정말 유시로 듣다며? 그렇게